존재가 이렇게 다양한 존재가 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이만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 해석의 오류일 뿐입니다. 종교 사기일 뿐입니다. 결국 신천지의 구원은 없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신천지인 여러분 다시 마음문을 열고 성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에서 배웠던 성경 구절의 앞뒤 문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씨가 계시를 받고 전한다고 하는 계시록 실상은 종교 사기입니다. 이만희 씨가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을 나와서 들어간 적이 결코 없습니다. 이만희 씨가 편지를 보내기 전에 장막 성전의 일곱 천사들은 대부분이 다 떠난 상태였습니다. 이만희 씨의 편지도 존재하지 않고 편지를 받았다는 사람들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만희 씨가 주장하는 요한계시록의 실상 계시는 종교 사기입니다. 이만희 씨가 이만희 씨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이력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항상 함께하여 주신 회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